Three, two, one. Hello. Hi. Oh, sorry. <laughs> Hi. This is Lee Jung. and I'm Kyl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We've collaborated together on so many different songs for different artists, um, and I think it was about time that we came together and actually created something together uh, in a Right. class. Right. 어 저도 음, 제가 정말 카이를 보고 자랐어요. 제가 춤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멋있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아티스트였고 저는 정말 보고 꿈을 키우던 이제 지망생이었는데 너무 운 좋게 많은 케이팝 안무들을 하게 되면서 또 같이 하게 되면서 항상 SNS 상으로만 어 너도 이번에 참여했구나 나도 했어 이렇게만 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티스트를 위한 케이팝 곡에만 콜라보를 하다가 바다 건너서 드디어 같이 선정한 곡에 같이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laughs> I think I feel uh, accomplished. Oh <laughs> yes. We, that we like that we got it Finally. done and we did <laughs> it. Um, I think we work really well together and we move really well together. I think Right. although we come from different uh, backgrounds of dance, Mm-hmm. they're still in the same region. We're both comp kids, um, being part of like big competing crews to then going on to our own careers. So I think it's yeah, it's melded together quite nicely considering we'r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Right. <laughs> 어, 저도 정말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저는 같이 하면서 아 우리가 왜 항상 같이 불렸는지를 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는 게 많았어요. 컨트롤도 정말 잘 맞았고 앵글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도 정말 오래 연습했던 것처럼 호흡이 잘 맞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카일이랑 같이 춤을 추면서 카일의 춤을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도 너무너무 좋았고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YGX is, is maybe one of the only places that I've taught in Korea and it feels like a um, feels like a home here. So yeah, I'll I'll be back in a I'll be back in an instant. Just oh, get 네. me back. 아 저도 또 카일이랑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만나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긴 텀을 두고 다시 만나더라도 여전히 잘 맞고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한번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um, I was having a great time teaching with Kyle, also collaborating with Kyle. And I remember we only met like once and made the whole combo like in like maybe an hour and a half. Yeah. And I think that we could do that only because I don't know, we had great teamwork and um, even if we were from like another countries and like we have different backgrounds, 음, 그냥 춤이 저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오늘 되게 기, 길게 여운이 남을, 남을 것 같은 수업을 하고 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카이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How did you feel today? Yeah, I had such a great time. Um, and I think yeah, we worked great together. Right. Great time teaching. Um, collab classes can always be like go one way or the other, and I think the energy met straight in the middle and Right. was awesome. Would do it again, 10 out of 10. Yes. Uh, <laughs> we'll do <laughs> yeah. it again. Had a great time. Okay.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 Thank you.